도깨비 차량기 내가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길은 동자 저희가 오프닝 때는 유정 씨와 함께 했지만 네. 또 이렇게 오- 유정 씨가 이제 중간에 이제 중도 하차를 하게 돼가지고 어디 갔어? 자다가 아니, 중도, 그 중간에 휴게소에서 네. 내려서 자기는 네. 네. 힘들어서 못 찍겠다 네. 아니, 자다가- 서울로 갔는데 어? 아, 울었어요? 한참 헤맸어요 진짜 아 진짜? 어. 아, 아, 아니 아니 아까 안 하겠다 휴게소 내렸잖아 네? 휴게소에서 내렸잖아 안 하겠다고 뭘요? 안 하겠다고 네. 중도 하차에도 휴게소에서 내렸잖아 여기가 어디냐면 바로 고창군 한반도의 첫 수도죠 네. 한 번도 첫 수도 아 진짜? 아, 진짜? 고창입니다. 네. 아 진짜요? 네. 고창에 네. 여기가 뭐냐면 네. 청보리 밭이에요. 네, 청보리 밭. 청불의 맛. 청불의 맛. 청보리. 아, 아, 청, 청, 청불의 맛. 청불의 밤이라는 것 같은데. 아, 청불의. 청보리 밭. 네. 올려만에 텐션 넘치는 우당탕 여행이 될수 있도록. 그러면 오프닝을 저희는 한번 찍으러 가보겠습니다. 여러분들 이따 봐요. 와, 대박. 또 신나게 놀게요. 짜라, 짜라, 짜라. 나 진짜 너무 네. 신나. 나 이렇게 여행 와보고 싶었는데. 네. 그럼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. 네. 아니 총총총. 한, 숨 Yeah. Yeah. 거짓말 늦은 밤비가 내려와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선생님 저기 저기 저기 저기 어쩔 수 없다고 못하는 술도 마시고 너는 내게 쓰니 보이지